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 가토 터블론 닭 초콜릿이랑 Toblerone 오리지널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Magnum Classic이랑 Magnum 아몬드는 준비했습니다 Nutella도 발라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Hershey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밀라흐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Thank you.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 초콜릿이 너무 커서 못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